뭐야? 젖됐다 팥인가? 진짜로 뭔 소리야? 어? 야 알바 너 내가 아까 쯤에 저기에 숨어있으라 했잖아 너왜 그 문 뒤에 숨어있어 걸리면 어떻게 하려고 2019년 7월 23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 기동하라 팔로 우 팔로미 우 하지 마세요 와 시커미 줄 겁나 다 와, 거미줄. 미치겠다. 아. 아. 계십니까? 계십니까? 계십니까? 미실이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는 사이에 얼마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거미줄이 엄청 많이 자랐어요 뭐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누구 계십니까? 뭐지 이거? 여러분들 여기가 원래 이런 곳이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 뭐 이상해요 솔직히 말할게요 나 여기 지금 그냥 폐가 들어온 것 같아 어디를 가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운이 조금씩 느껴지거든 스멀스멀 나 지금 폐가 온 것 같아 지금 그냥 흉가가 아니라 뭐지? 뭐 때문에 그러지? 계십니까? 팥 때문이냐고? 내가 지금 팥 들고 있어서 그냐고? 팥? 팥 때문인가 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고모가 팥을 들고 다니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이게 파 때문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제가 지금 고모가 무속인이신데 꿈자리가 사납다고 저보고 폿을 좀 주셨거든요 지니고 다니라고 이 폿을 잠깐만 빼놔 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빼야 되겠습니다 어디로 들어왔어? 안 그러면 방송 진행이 안 돼, 지금 이거. 들어갑시다 어? 뭐야? 뭐야? 젖됐다 팥인가? 진짜로? 뭐냐 이씨 젖됐다 뭐야 저거 뭐냐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수건? 수건이었어? 이게 움직였단 말이야 분명히 뭔 소리? 뭔 소리야? 어? 뭔 소리야? 응? 어? 거기 계십니까? 어? 거기 계십니까? 그만. 아, 잠깐. 수신해 그래. 수신 수신. 지금 기온은 틀릴 것이 없어 여기에서는 거진 똑같아 이 밖의 기온은 실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 팥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저 안에서 조금씩 틀려 얘야 나야 어? 나야 나야 얘야 어? 얘야 나야 그만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 하지마 하지마 떨어져 얘야 나야 나날 울리지마 그만해 그만해 그만하니까 그만하라겠다 이 꼴다 카메라 딴데 비추지마 카메라 딴 데 비추지 마 이콜이 마이콜 카메라 딴 데 비추지 마이 도라이 새끼야 그러니까 주작이라는 소리 맨날 듣는 거야 4년 동안 딴 데 비추지 마딴 데 비추지 마 바로 열어 그냥 바로 열어 딴 데 돌리지 마 금이고 뭐고 다 치워 다 치워 그대로 비춰 그대로 비춰 그대로 비춰 어느 곳 하나 딴 데 비추지 말고 그냥 그대로 비춰 이 또라이 새끼야 그리고 문을 닫아뭐 때문에 그래? 내가 방에 들어가서 그래 지금? 어? 어? 야, 야 알바, 너 내가 아까쯤에 저기에 숨어 있으라 했잖아 너. 왜 그 문 뒤에 숨어 있어? 걸리면 어떻게 하려고? 내가 아까쯤에 부적방에 숨어 있어라 했잖아 요너 문 뒤에 새끼가 여러분들 지금 이거를 열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슬픕니다 이거를 열어야 하는 현실이 오,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알아서 오네 어? 알아서 오네. 거기 뭐 있습니까? 하지 마세요. 하지 마세요. 하지 마세요. 확인. 바로 확인. 마이콜 바로 확인. 줄도 없어. 아무것도 없어. 사람도 없어 없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근데 귀신이요 포시 있는데도 안 먹혀 이건 귀신이요 이제 그쯤에 있으면 됐지라 포 때문에 그래요 알았어라 내가 우리 고모가 준 거라서 좀 소중히 보관하고 싶었는데 내가 알았어라 알았어라 해봅시다 서로 자 서로 아이템 빼고 영카로 합시다 연습으로 연습 카트로 알았지라오 아이템 점 말고 연습 카트로 합시다 자, 얘기로 합시다, 한번. 속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. 속 시원하게 얘기 한번 해봅시다. 그럼 내가 다시 나눌게라 예? 그럼 내가 여기 다시 안 오지라. 속 시원하게 얘기해 봅시다. 무슨 말이라도 좀 한번 해보시오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마음에 안드요 무조건 그렇게 밀어내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아니면은 잠깐만. 아, 저 치킨 진짜 짜증나네. 와. 아, 저 치킨 소리. 아, 저 치킨. 언니 오빠들. 방금 전에 얘기할 수, 들을 수 있었어요. 그런데 저 치킨 소리가 한번 하는 바람에 지금 뭐가 빠져버렸어요 지금 듣기 싫었는가 아니면 그냥 거기까지만 얘기하려고 했던가 구독! 좋아요!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어.